느낌의 남자 음 오, 어, 예겠지만옷처럼잘 어울리는 너야 음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오오 어, 어, 동공 떨리는 초침 스탠바이 큐아 시간 되면 차한잔 할래요 y e 이런 거 어떤 것 같아 oh yeah